있는데도 네. 배추속이 잘 컸어. 네. 뿌리옥이 있어, 뿌리옥이. 뿌리옥이 있는데도 잘 자랐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. 예? 저도 처음 봤습니다. 네. 아니, 배추에 뭔 짓을 한 게요? 탈착 <laughs> 잘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보호하기 위해서 루엔스랑 아쿠도 그 다음 뿌리 혹병이라든지 균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아트플랜이라는 약을 또 조금 썼고요 제 뒤로 지금 슈퍼농부가 배추밭에 지금 뭔가를 뿌리고 있는데요 과연 뭘 뿌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때 왜 우리 예. 태풍 오기 전에 심었던 그 밭. 예. 태풍을 두 번 맞은 그 겪은 배추밭이거든요. 아 태풍을 두 번 맞았어요 여기? 네, 바람의 영향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배추들. 예. 간격이라든지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고 중간중간에 빈자리가 많은 게 그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음. 아예 그냥 죽어버린 배추들도 많고 날씨 기후가 안 따라줄 때는 굳이 먼저 심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조금 늦게 심었다 싶으시면 뭐 남들보다 물 관리, 비료 관리, 그 다음 뭐 영양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따라 키울 수 있는 게 어 제가 배추는 올해 처음이지만 다른 작물을 하면서 많이 터득하고 깨달았거든요 농민 여러분들도 막 너무 그 날짜에 어떻게 막 심어야 된다 그거보다는 돈 바깥 내고 버리세요 <laughs> 네,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농부의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배추가 막 결구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결구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슈퍼농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결구가 좀 되고 있나요?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단해요? 네. 이야 돌덩이가 돌덩이 <laughs> 이거 꺼라 우와 우와 뿌룡이네 뿌룡이 걸리 걸렸는데 심하진 않네 네, 네. 뿌룡이 왔는데도 예? <laughs> 이게 온기 예? 그러게요 <laughs> 우와. 되고 있네 이제 한참. 고기 꽉 찼네. 네. 예. 와. 15에서 20일경쯤에 이제 김장철에 배추가 나갈 거거든요. 네. 이제 그때쯤 되면 속이 더 꽉 차겠죠 지금보다는. 음. 네. 아 근데 지금 이게 뿌리에 걸린 배추인데. 네. 이게 되는 겁니까? 초 잘랐어. <laughs>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여기 있는데도. 네. 배추 속이 잘 컸어. 네. 그면 배추가 시들시들해지는데? 네. 네? 잘 크고 있네요. 네. 미친 거 아니야, 이거 배추가. 네? 맛있을 것 같은 속이. 어? 오늘 점심에 고기? 어때요, 맛이? 오. 맛있어? <laughs> 따네요. <laughs> 다네 달어 저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다네요 <laughs> 맛있네 아 그리고 얘가 뿌리옥이 있어 뿌리옥이 뿌리옥이 있는데도 잘 자랐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예? 저도 처음 봤습니다 <laughs> 아 대체 뭔 짓을 한 게요 <laughs> 아쿠도는 뭐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 침지할 때는 농도를 조금 더 진하게 넣으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20리터에 <clears throat> 한13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내리바크 네, 네 아트 플랜 뿌리 혹병이라든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아트 플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물이 조금 줄 때마다 한 통씩 한 통씩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뭐 불필요한 약이 버려지는 일이 없어, 없을 겁니다. 베리마크 어, 나방 종류랑 벼룩잎벌레랑 이렇게 달려드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베리마크를 침지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는 그 충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네. 그리고 뿌리 발근을 위해서 지금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 활착 잘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보호하기 위해서 루엔스랑 아쿠도 그 다음 뿌리 혹병이라든지 균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아트플랜이라는 약을 또 조금 썼고요 수확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? 결과가더될수 있게끔 이제 배추 맛이랑 좀 더 아삭함을 주기 위해서 또 칼슘제라든지 어, 미량요소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또 배추의 상품성도 좋아지지만 맛도 좋아집니다 아삭거림이 훨씬 또 더 있고요 이거는 판매를 어떻게 하십니까? 어, 아직 시집 갈 곳을 정확하게 찾지는 않았지만 뭐 김장철 되면 또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니까 네. 뭐 작업을 해서 또 공판장에 내도 되고 아니면 상인분이 안 그래도 밭 전체를 그냥 한번 살려고 며칠 있다가 한번 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? 네 배추 가격은 요즘 어떻습니까? 엄청 비싸다가 조금 내렸죠 내렸는데 김장철 되면 어떻게 될지 조금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시세를 유지할지 그거는 뭐 하늘한테 맡겨야죠 <laughs> <laughs> 있십니까 어, 지금 이제 결국 한참 되고 있을 때 그 일반 그 화학 농약 그 빛땡땡이라든지 뭐 그걸 치시게 되면 뭐 배추가 훨씬 상품성이 좋아지고 억제가 되면서 알이 잘 차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희 가족도 먹고 다 먹을 배추기 때문에 뭐 굳이 화학적 그런 농약보다는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지금 그렇습니까? 지금 이제 그 결구가 한참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인산하고 가리 성분이 인산이 들어가 주면서 이제 억제도 조금 시켜주고 그 다음 뿌리 발달도 더 되면서 흡수성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 가리 성분이 이제 들어가 줘야지만이 이제 양분 이동을 많이 시켜 가지고 광합성하고 이렇게 에너지 생산한 에너지들을 이제 배추 속이 꽉꽉 차게끔 안쪽으로 전류 이동을 많이 시켜줍니다 <laughs>